숟가락이나 단호박을 항상 이 끝자락에 듣는 빗소리 이웃에서 나서주시는 가을 밤을 그만하고 그나마 살라 그랬더니 안 사도 되겠네. 저단 사야지 했는데 뭐 그냥 먹을만 하네. 내년에도 크게 심어야 되겠다. 이쪽에는 알타리. 이게 배추. 걔도 먹을만 하네 뭐. 통은 나올 것 같은데. 가래집에 일주일에 한번 개밥을 주고 옵니다. 시골에는 빈집들이 많아지고 주인 없이 개와 고양이들만 살아가는 집들이 많아졌다. 겨울이 초입이라도 잡초는 뽑아줘야 한다. 시골에선 겨울이 한가하다고 누가 그랬던가. 아, 죽기 전에 시도 틀어놓은 거니까. 분명한 느낌인데 작사를 내가 흑이지 널어놓은 시래기가 바람에 날아가서 작은 소동을 벌였다. 결국 그물에 걸린 시래기 모양이 됐다. 오늘 뽑은 알타리로 김치를 만듭니다. 김장 때 남았던 젓갈 아니, 소 김장 때 남은 걸로 속을 너무 많이 해서 속양념 김장 속양념 맛을 봅니다. 쪄서 먹는 거야 고구마 같이 이거 샐러드 해도 되는데 쪄서 근데 생크림 있어야 되고 내가 심지가 아니 근데 음. 지난번에 완전 밤이었거든 밤맛 음, 음. 요만한 건데 그런 단호박은 처음 봤어 밤맛 나는 단호박이 따로 있나 봐 이걸 얘는 별로다 입천장 돼요 <laughs> 냄비에서 건져야 돼 마탕같이 쫀쫀해질 수도 있어 마음속에 바람을 해본다 항산화 때문에 좋긴 한데 벌레가 가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은 잘 알지만 계절은 이 깊어가는 계절은 잡초를 거르듯 뽑아 간직할 수